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근 한국 남성분들 중에는 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태국 여성과의 결혼 시에 특이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만난 여성과 장거리 연애를 하고 배우자로 태국 여성을 생각하시고 실제로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인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면 어, 다소 오해가 발생할 만한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 중에 신솥, 즉 결혼지참금이 되겠습니다. 오늘 코리나시아TV에서는 태국의 결혼지참금 문화 신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태국의 문화 관련 콘텐츠 영상이 되겠네요. 본 영상을 쭉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희 코리나시아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No. 예전에 저희가 태국에서 전통 혼례 방식으로 결혼식을 했던 코리나시아님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태국의 결혼 문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 위의 손을 보시고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은 해당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솥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안에 제공하는 금품입니다. 태국에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태국인 여성과 결혼한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신솥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 오해 중 하나가 신랑이 신부를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냐 또는 태국 신부 측에서 신랑이 외국인이다 보니 혹시라도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신솥은 태국의 한 문화로서 외국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전통 의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솥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신부 집안의 재력, 그리고 신부의 학력 또는 외모, 경제력, 기타 등등이 신솥의 액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결혼 예물과도 비슷합니다. 그 신랑 집안의 학력, 경제력, 재력,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예물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되듯이 말입니다.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신소시 결혼 지참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뜻은 아니고 의미만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부를 돈으로 사는 것은 엄연히 위법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전통도 없습니다. 태국에서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신부 집에 신솥을 제공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하기로 한 여성의 집안에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결혼할 상대 여성이 장성하도록 보살펴주고 또 교육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보답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결혼 지참금의 액수는 여성이 결혼을 할 때 여성의 부모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하게 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솥은 현금뿐만이 아니라 금 또는 보석류, 심지어는 자동차, 주택, 땅,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콘도, 아파트먼트 등이 제공될 수가 있고요. 유가증권 내지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결혼을 약속하고도 남자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여자는 모든 지참금을 압수할 권리가 생깁니다. 반면에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여성은 지참금을 남성에게 전부 돌려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고려하는 태국 여성들은 누구나 신소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소세 금액은 양가의 합의하에 결정이 됩니다만 태국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집안의 결혼식 규모 그리고 신소세 액수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식 때 신부 측의 친지들, 마을 사람들이 신랑이 신소으로 얼마를 주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솥을 신부 부모에게 못 드리게 되면 부모 체면을 망가뜨린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고 한국의 예물도 그러하겠지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을 할때 누구네 집이 축의금을 음. 얼마를 냈느냐 또 저 친구는 축의금으로 얼마를 냈느냐가 관심사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따라 신소세 액수가 결정이 될까요? 만약 신부 또는 신부 측의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재력이 있는 분이라면 최소 30만 바트 이상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건 높은 액수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 20만 바트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이 액수는 월 2만 바트에서 약 4만 바트 정도의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태국 남성들이 제공하는 보통의 신솟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샤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태국의 신솟은 결국은 사회적인 배경, 농경사회의 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매매혼의 개념이 아닌 신부님, 부모님에 대한 공양, 딸을 교육시켜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등 사회적인 이유로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신솟 관습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국 여성분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신솥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을 상대 여성분 그리고 가족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시다 보면 좋은 쪽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아닌 단순히 신손 문제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여성분은 애시당초 나의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코리나시아TV에서는 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이슈 관련 영상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태국 관련 영상을 꾸준하게 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